어때 기대되시나요? 네. 라면이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와봤어요. 하지만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이렇게 특별히 콜라도 준비했습니다. 않을까 해가지고 아, 네, 녹여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인절미 아이스크림이랑 오 맛있겠다. 아, 먹고 아, 고민하다가 인절미 아이스크림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파삭파삭 해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음. 네. 저 할매 입맛이에요. 맛있겠다. 정말 이 치즈볶이와 까르보 불닭 저의 최애 라면이거든요. 5월 정말 5월 21일까지 나 이것도 먹었어요. 근데 저는 다들 이렇게 짠 거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살콤한 걸로 <laughs> 운동 아. 운동하시라.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저희 멤버들 중에 또 단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큼하게 네. 이렇게 아운드 야식이랑 오렌지 주스랑 네. 과일컵 그리고 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로 어. 정말 상큼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 준비한 게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마라. 마라. 아. 또더 자극적이게 불막창. 있는 게 바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모르죠 그거는 조합을 해보면 또왜 네, <laughs> 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 어, 저는 이 크림빵 이게 매점에서 많이 먹었던 건데 맞아요. 그래서 좀 추억이 생각나서 이 이거를 일단 뚜껑을 열어줍니다. 음. 그리고 아. 이 고구마를 이게 으깨서 살짝 으깨서 이 안에 넣고 <gasps> 그리고 초코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이 안에다가 아. 살짝 넣어주면 그렇게 샌들려서 먹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라면은 너무 뿌리지 않았어요? 아, over. 돼요. 왜 라면은 지금 하나 안 드시는 가 근데 지금 만들어야 돼. 단무지 아니고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 나보고 단무지를 들고 있네. 이거 냄새나 이거 물 버리면 될것 아물 아, 아, 버려야 돼 이거? 약간 고기처럼 보이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약간 아, 이렇게 나올려나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 지금 먹어야지 맛있어. 우와. 다들 강양구 먹네. 어머 이렇게 맨날 내가 먹고 해. 거기서 먹고 있어. 근데 왜 먹는 거야? 근데 명이 좀. 아니 근데 뿌리 안 짜는 아, 거야. 왜 먹는 거야? 시식. 그러면 이상태 괜찮은 거 이거를 딴 사람 먹을 수도 있는 거야. 토핑 있는 상태로 돌린다. 헐. 플레이팅. 아, 뭐, 뭐, 뭐, 완전 뜨거운데? 우와. 나 뭔가 지금 처음에 되거 아니야? 근데 나도 물이 안 뜨겁다? 왜 이래? 아, 왜 언니? 저 아니가? 올리브에 버려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게. 어, 저희 지금 하고 잘하는 될까요? 완성이?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아. 음, 하나도 안 나왔네. 와우. 너 초코 아이스크림 남아? 어. 나 써볼게. 음. 와, 이거 색깔. 진짜 안 먹고 싶은 비주얼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나 여기서 걸으러 가잖아. 나 이거 같아. 진짜 아니다. 서러웠던 것 같아. 아니, 본인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라면 그냥 닦겠어 언니 뭐 만드냐? 아이스크림 너무 녹았어. 나 맛있을 때 나나 봐줘 그러면 어 만드는지. 냉장고가 되나? 나는 그냥 이대로 줄게. 좋아요. 근데 다들 다들 냉장고에 넣어야 돼. 간만에 쓰는 건가? 저 같은 경우 냉장고가 아니었다. 어, 어, 누구든 먹으면 배탈 날수 있어. 사실 아니 사실 컵이 있어. 컵이 있어 많이 드는데 지금 접시만 어, 먹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 진짜 먹어. 그럼 완성. 제가 원래 슬러시 느낌으로 만들라 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진짜 여기다 마요네즈 뿌렸어야 되거든요. 수영 언니는 렌즈를 돌리고. 지금 추 언니가 진심으로 저한테 아쉬워했어요. 아, 거기 많이 들어있으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희진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어, 나 규민, 순간 규민 줄 알고. 와, 현진이 거 뭐야? 우와, 왜 이렇게 잘 까? 야 보조 어디 갔어? 내건 어때? 야 정보조 정보조야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야? 나 이거 메시지 접시 건 어때?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게 컵이 있어야 돼 네. 그쵸 어, 어, 어. 지저분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종이컵 같은 의견 반영해드립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 음식이 네, 이거야? 아빠나 저희 예. 진짜 진심으로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나는 선배를 위해 바꿔볼게. 일단은 가자고. 여기 내 거. 뭔가 어, 내 거. 와, 나내내 방이야. 배고프다. 그냥 막내잖아. 그냥 먹고 시작까 냉장고에 들어갈 거, 냉동실에 들어갈 거를 한번 넣어 놓고 예, 한번 카메라에 소개 한 번씩. 아, 아 좋아요. 하고 넣자. 예, 넣어야 돼. 맞아요. 물 버리고 일단은 먼저 넣을게요. 언니 땡땡. 자 이름 제목 해피 벌스데이 수영. 해피 벌스데이 이브. 입니다. 이런 용도고요. 야 유니콘 같은데요? 이거 버리 아이스크림이 녹기 때문에 이게 케이크와 언니의 생일 케이크, 아, 생일 모자, 옷갈 모자를 경사경사해서 만든 그런 디저트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넣고 올게요. 올라 크포레. 올라 돌다 높이다 섞고 대박이다. 이거 해, 해주랑 맞는 거예요, 제가. 올라 크포 뭐야? 지금 완성 안 된 사람이 누구 누구지? 저! 저요. 아 일단 끝난 거 자기소개 자기소개래. 어, 아 이름까지 지워줘야 되는 건가요? 짜잔. 아, 뭐. 아, 저는 이 뭐지 까르보 불닭이랑 그리고 치즈 포기를 섞어가지고 뭘로 하지? 까뽀끼, 까뽀끼예요, 까뽀끼. 여러분들 까뽀끼입니다. 아, 아이스크림 먹고 먹어봐요. 근데 빨리 끌겠다. 그쵸? 당연히 풀 같아. 다 같이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아직 시작. 저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 다음 겁니까? 네. 아 제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솔직히 지금 지금 조금 민망하거든요. <laughs> 아, 아 이게 안에 보면은 어, 아, 이게 아이스크림다 녹아버려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게 오렌지 주스랑 요거트랑 오데오 비율로 섞은 다음에 안에다가 약간 좀 씹는 재미를 위해서, 어, 고마워. 파인애플 컵에 그 파인애플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주얼, 지금 아이스크림 좀 녹아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섞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껏 딸기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됩니다. 지금 녹을 것 같으니까 얼른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 네! 제 음식은 이 떡갈비, 까르보, 치즈 불닭. 여기요. 여기요? 뭐예요? 제 음식은 떡갈비, 까르보, 치즈 불닭. 아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약간 군것질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약간 매콤하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거 다는 그거예요 그냥 아, 네. 불닭 볶음면에 그 아, 네. 진짬뽕 섞은 매운 오! 아니요 요거는 다 받았어. 아먹 네. <laughs> 지금 이번이 열심히 하고 아, 덮어주고 싶어. 맞 덮어놔 이거. 아 여기 네. 덮어 덮기 있어. 어, 그러네. 아, 덮기 덮기. 어, 감자 튀김은 뭐예요? 자가지좀 있다가 내가 페르식 아, 만들 거야. 그럼 이거 너 쪽에 이렇게. 이건 뭐야? 같이 세트. 장갑이 장갑 코스 오늘은 역대 왔어요 역대급 와 소개 바로 주시면 돼요 어디서 전 아, 보조입니다 이게 지금 면이 다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요? 기울기 아니 먹방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위로 위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면을 다르게 해가지고 얘는 짬뽕면이고 얘는 스파게티면인데요. 둘 다 까르보나라 소스와 마라 소스와 그리고 곰창을 넣어가지고 아니 막창을 넣어가지고 아주 퓨전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직 맛을 보지 않았지만 한번 기대해보세요. 이 냄새 진짜 좋아요. 이거 진 좋아요. 여기 여기 정신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아봐요. 어, 예, 뚜껑 덮어주실게요. 쓰리랑 빨리 네. 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음식이 빨리 풀기 전에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네. 무슨 게임을 할 거냐 이렇게 가면 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좀비 게임을 할 거예요. 와! 어. 모르시는 어.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좀비가 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음. 원래는 이게 물면서 감염을 시키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면 아프잖아요. 뽀뽀. 네. 뽀뽀까지 얻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는 그러니까 간지형 피우기 이런 거나 음.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어, 음. 어떻게 간지랑 어떻게 놀까? 간지랑 간지랑 간지랑 간지랑 피우기. 그럼 그걸로 정하고 자 네. 그러면 좀비를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하죠? 그것은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네. 저희의 약간 특별한 룰이 있어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음식들을 게임에서 오래 사,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음. 이제 좀비가 됐잖아요. 음. 네. 좀비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이제 사람을 잡는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좀비가 어, 1분 안에 혜를 잡았어요. 올리비아 혜를 잡았어요. 그러면 좀비가 1등으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잡힌 사람은 꼴찌가 될 수가 있 아. 아 그리고 만약 2분 안에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좀비는 2등으로 들어가고 음 그렇게 반대로 반대로 돌겠습니다아 어,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 멤버들 전원이 잡힐 때까지 진행을 하십니다아 왜냐면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어 약간 이게 만약에 발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한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어 양옆 앞뒤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발자국. 아, 어, 아, 누워 있을 경우에는 누워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번 돌기 그냥 발만 움직 발만 진짜 딱 거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만 위치 안 움직이고 그럼 약간 이렇게 발만 위치를 음.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음. 하고 그리고 이 점프를 어떻게 할까요? 합의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기로? 점프 점프가 아니 원래 없어 음. 점프 안할게어 여기 너무 좁아요 그래 하긴 그러면 앞뒤 옆 양옆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럼 빨리 게임 시작할까요? 오케이 네. 네. 준비가 되게 가위바위보라요 그죠? 아, 아, 안 된다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진사 여기서 여기서 진사진사 여기서 또 패 안 나는데 어? 한 사람 둘이 안 된다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생님 선생님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안좋은 패드랑 역시 너의 게임이야. 패드랑 담요. 아. 또생각 저희 숨는 라인 정할게요. 여기 연번 보이시죠? 여기 센터 저희. 네. 네.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볼때 해림 해, 해, 해, 음식이 있어요. 네, 그게 뭔데요?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 자, 어, 여러분들. 아, 잠깐요. 지금 네. 카메라 안 벗어나게. 네. 아, 야, 잠깐만. 선을 정합시다. 선 어디까지 할까요?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여기 0번. 아, 여기 0번. 센터, 센터. 이거 선 넣어서 있는 이 선? 네. 이거 네. 넣으안 아. 돼요. 잠깐만. 거기 아니에요. 쉬운 만큼 더 수영을 해서 이범 위에 진짜 이 맞지? 이번 내가 만든 저거 진짜 파스타 같아요. 식당에서 파는 파스타. 음. 진짜 많이 하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거. 음. 마라탕이랑 까르보랑 오대고. 나 마라탕 해가지고 해가지고 바꿔서 먹다가 지금 잡게 됐어요. <laughs> 각자 거를 근데 많이 먹었어. 약간 안 풀었으면 진짜 많이 감안해가지고 어, 결정을 줬어요. 아 이거는 10점이요. 어, 우와 1점까지 5점만 주면 10점? 네. 어, 대박. 이게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진짜. 100점 w 아 먹어봤는데 약간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번에 약간 마라향도 느끼면서 이 뭐라고 뭐라 썼었죠? 이게 이제 막창과 무막창과 아, 어. 까르보나라 소스 음. 그리고 마라탕면. 아, 이게 나중에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정집 같다. 네, 진짜 맛있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신박한 이게 진짜 음. 상상을 난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에? 네. 어? 이랬거든. 어, 나 맛있었어. 딱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점수는 뭐 동남아나 5점이죠. 5점 만점. 그리고 이 게임을 주최해주신 저희 칠피 점수로만 따졌을 때는 이 롤케이크 1위예요. 어머! 아, 아 좋아요. 뽑고 오비분들께 이름까지 아, 저아요 끝내는 걸로 좋습니다. 롤케이크 케이크가 근데 저 질문 그 수영 언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냥 네. 이거 하나로 아, 그냥 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원래 하면 다른 거예요저 어. 네, 네. 음. 공약 걸면 전 만약에 저게 당선되면 이달의 선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롤케이크. 하나, 둘, 셋. 응? 어, 어떤 식으로 그니까 그거 하나만 해주는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자, 지금 아. 만점을 받았던. 하나만 뽑을 수는 거죠? 하나만. 아. 하나. 아이스크림 롤케이크. 정식으로 하겠다. 아니, 본인 건 안 됩니다. 본인 건. 네. 귀여워. 본인 내보여줬잖아. 자, 오케이. 한표 나왔습니다. 네, 한 표? 네, 한 마라탕, 까르보나라. 이거 다 먹어봤어? 아, 어, 먹어봤어. 그 이 조합이 좋은 것 같다. 나 아, 먹어봐도 돼? 어, 어, 네. 아, 좋아해요.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먹어. 지금 그러면은 내가 뭐 다른 거부터 해볼까? 그래, 요 먹어보시고. 뭐 있지? 뭐가 있어? 김립의 이브 생일 축하해. 자, 빵표. 하나, 둘, 네. 셋, 빵표. 네. 네. 아, 그 이거, 그 이거. 아, 괴식, 괴식. 그래. 괴식. 아, 괴식 투표해야 아. 하나, 둘, 셋. 만들어서 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컨텐츠와 게임으로 만나면 어떨까 음.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이제 피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처음이었잖아요 네,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조금 약간 불안한 것도 많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완전 안 끄덕였어요 아. 아니 안 끄덕였어 잘했어요 <laughs>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